타이타 타이타 타이워 타이워 어, 타이워 타이워 아자 알, 알, 짤, 짤, 칼, 칼 이것만 알아도 자 병을 뚜껑을 열어주세요 칼, 칼 선물을 여세요 칼, 칼 차를 운전하세요 칼쳐, 칼쳐 칼차, 칼쳐, 칼쳐 그다음에 칼도 개시, 개, 어? 잊어버리라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아이고 진짜 가이덩 가이덩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잊어버려도 안 잊어버리는 거 가이모 가이덩 가이덩 불 켜는 거 가이덩 가이덩 가이덩 가이덩 가이먼 가이먼 가이먼 가이먼 아 진짜 나 있어처럼 뭐라는 내가 받았는데 잊어버리거할지도 국회의원이 의자를 못해가지고 음저 음 뭐라고 해야 되는데 음 음식 응 어. 음식 어. 음식을 음식 음식이라고 음식 음식이라고 하고 아무튼 뭘 하나 했는데 안돼 그 발음이 안돼 경상도 말이 안 돼요 자칼칼 칼. 등은 안 되는 거예요 등심도 안돼 등심 칼덩 칼덩 어, 진짜 안돼 칼덩 칼덩 칼먼 칼먼 칼먼 칼먼 뭔데 이 자식이 되나 门 开门. 그 뭐요? 문 열다. 카이먼. 오, 어. 어, 자, 开门. 开门. 너무 쉬운 걸물어 开门. 开门. 开门. 开门. 개시도 있어요. 개시. 칼스. 칼스. 문열 닫아라. 스 개시. 개시? 개시는 문을 닫는 게 아니지. 문을 열어야지. 칼스. 그러니까 카이먼, 칼스가 똑같은 거예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카이먼, 카이먼. 문 열었어요. 카이스, 카이스. 출발, 출발. 시작, 카이스. 어, 게시, 카이스. 한자로 게시로 되는 거고. 어, 이제 보세요. 카이스, 카이스. 오, 하이, 라이, 라이. 시, 빨간 거 시작. 태, 태, 태, 아, 타이, 타이, 타이, 타이, 타이. 아줌마. 시작. 타이, 타이, 타이, 시작. 타이, 타이, 타이. 시작. 타이, 타이. 좋아요 말 买 말 买 내가 산다 원말 我买， 네가 살아 말 买 와, 말! 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도 오늘 많이 해요. 자, 환영, 欢迎 환영, 欢迎 꼭 진진, 请进 환영. 欢迎 이렇게 해줘야 돼. 꼭 손님을 할 때 환영이란 말을 꼭 해줘야 돼. 환영, 欢迎 환영, 欢迎 진진, 请进 환영. 欢迎 와, 그럼 뭐 듣는 사람은 谢谢. 谢谢. 껌 빨간 걸로 시작 谢谢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중국말로 하세요 시작 明洞. 明 대단해 대단해 민동 민동 민동 민동 민티 민티엔 내일 명천이에요 민티엔 음. 明天. 하늘은 天. 天. 대단해 대단해요 자 빙허 빙허 링 혹시 이렇게 된 거예요. 중국말이에요. 자, 삥! 삥! 병자, 삥! 삥! 삥즈! 삥즈! 병자야. 삥즈! 삥즈! 간빙! 간빙! 간병! 간빙! 간빙! 칭찬받으 내가 가는 거야. 중국말로는 간병이. 간빙! 간빙! 간빙! 간빙! 오, 대대요. 병은 칭이고 북경은 베이지요. 오늘 우로 다 바뀐다고 그랬어. 우우 우 우우우 그래서 다섯 개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섯 개. 오, 오, 이렇게 나야 돼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中国中国人 따로 어 도로 어떻 따로 따로 따로 따로 주소에 맨날 물어봐요 따루 따루 하오 하오 마오 마오 빠오까오 오까오오까 보고 빠오까오 오까 빠르게 시작 빠오까 시작 빠오까 <gasps> 빠르게 빠오까오 중국 사람 같아 시작 빠오까 완전히 그래서 이제 시작 빠오까오 오오까오대단합 야야 진짜 중국 사람도 그 수업하는 것 같아요 자빠오까 밍밍 빠오까? 밍밍 빠오까? 밍밍이 뭐지? 밍밍? 대단한 머리야, 대단한 머리야, 대단한 머리야. 자, 기도합시다. 따오까? 따오까? 보고하는 거야, 위에다가. 비어, 빌어. 빌면서 보고하는 거야. 따오까? 따오까? 리포트 해주는 거. 빠, 오까 따오까? 눈치채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또 기도도 있어요. 기도요. 지따오. 지따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다오. 지다오. 그것도 기도야. 오, 와. 대단해요. 네. 자, 야오. 야오. 야오. 야오. 오, 까오. 까오. 라오. 라오. 차오. 차오. 풀이 뭐야? 차오. 차오. 차오. 차오. 높을 곳자는? 까오. 까오. 까. 까오. 그렇지. 땀뻑땀뻑하다가 대서 잡았어. 세 번만에 이제 잡았어요. 자, 아는 으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요거 네.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혀를 말아서 오 되네. 연습했네. <laughs> 빨간 거 실, 혀가 절대 담으면 안 돼. 예스요. 똑같아. 옴이 역사요 师傅，师傅，师傅，师傅，师라师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스, 四， 스, シャバシャバシャバシャバシーじゃすしゅーしゅーすすすしゅーしゅーしゅーすすすすすす我都答对了四四十十十十十四四じゃ四四四四 스. 자, 오가 뭐였어요? 어. 오. 오. 오. 오. 오. 그렇지. 그러니까 오. 사가 뭐예요? 四. 그렇지. 자, 오가 뭐예요? 오. 사가 뭐예요? 四, 자, 오가 뭐예요? 오. 사가 뭐예요? 四. 오. 다시 오가 뭐예요? 오. 사가 뭐예요? 스. 오가 뭐예요? 오. 사가 뭐예요? 四, 됐어. 숫자는 다 끝났어. 이제 이것만 잡으면 돼. 자, 실실실 십자는 올라가요. 실, 실, 실, 실, 실, 실, 실. 삼각형만 나오면 혀만 말면 돼요. 자, 스스스, 스스스. 십사입니다. 스스, 스스. 그렇지. 시작. 어, 잠깐만 십사. 어, 시작. 스스, 스스. 입술이 이거는 확. 스, 스, 스, 스스. 줄스 입술 확 들어가 있는데 스, 스. 이거는 혀를 많은 거고 이게 혀가 없어 안 많아 줄스. 줄스 줄스 아 시작 슬슬 어 입에 대충 맞았어 줄스 슬슬 네 줄스 슬슬 시작 줄스 아 그냥 쓰이니까요 자쓰쓰쓰 그냥 쓰대 쓰는 거야 쓰쓰 이건 혀를 말아 줄스 줄스 내 혀가 말렸다가 풀리는 거야 줄스 줄스 근데 저것도 쓰고 되네. 이게 이거 나 이게 나 아니에요? 워? 나? 아 이게 사사 사사로 사자야. 사사로 사. 사사로 삼각. 쓰. 쓰. 그래서 사사로 이름은 쓰쓰. 쓰쓰. 쓰쓰 이렇게 해야 돼. 쓰쓰. 어 쓰쓰. 쓰쓰. 쓰쓰. 그럼 사사로운 이름. 쓰쓰. 많이 쓰는 거야. 쓰쓰. 와. 자, 쓰쓰쓰. 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슈 십사 슈슈슈슈슈슈슈슈 사십 스슈 스슈 스슈 스슈 슈 슈, 슈, 슈, 슈, 슈, 오케이 좋아요 저기 주고 주, 지울 거야 돼. 저것도 꽉 찼대. 저것도 지울 거고. 네. 2분 노닥거리세요. <laughs> 아. 그러면 아, 여전히 배터리 충전하는 거 있으세요? 충전기? 아. 바꿔야 네, 되나?